이네. 이 맵은 수비더라. 사실 아 너무 재밌다. 별로야 아누비스. 하지만 수비 아, 일단 나... 고르자면 파라 할 거잖아. 아니야 파라 안 해. 아싸 수비다. 아 극혐이네. 안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디오니소스님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야, 씨, 야 차라리 한조를 해라. 위도가 뭐냐? 위도 할 수도 있죠? 왜 우리 위도 길을 죽이고 그래요? 맞아, 음. 위도 이쁘니까 괜찮아. 위도, 아, 위도가 이쁘다고? 위도 이쁘지. 그래, 넥숙을 삶아 묵으라. 뭐라고요? <laughs> 아, 먹으라고요? 약간 애들 상태가 안 좋아요. 묵으라. 아, 아 어깨가 게임 못하겠어. <laughs> 아 근데 저기요도 궁 쓰면 이런단 말이야. 백숙을 삶아먹으 백숙들 삼아 먹다. 백숙을 삶아먹으라. 아아 너무 웃겨. 밥. 어 연어 연어. 연어? 연호가 대답을 안 하네? 게임 중이야. <laughs> 연호? 에휴. 연호가 일부러 대답 씹는 안 거야. 일부러 오빠랑 말하기 싫어서. 그래? 드질 그지. <laughs> 말하기 싫다는데 자꾸 말 걸어 <laughs> 그건 변태야 변태 저질이 아니라. 아, 아 저질이나 변태나. 아니야 달라 달라. 야 바티온을 아무도 못 보냐 왜? 봤지? 나 아무도 신경 안써 안녕? 거짓말같이 신경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어, 뭐야? 파라 위에 있네? 야 위에 있는 것좀 따져. 파라 위에 있는 것좀 따져. 따져 부탁할게. 자일 안 해줘. 따로 갑니다. 나자일인 음, 음. 거점 거점. 거점 뒤로 하나 샜다. 리퍼 뒤로 들어감. 음, 리퍼. 네, 지- 이다. 파라 좀 따봐 아무도 못 따네 디바가 따야지 나 지원 좀 음. 연어 따봐 아이고 위에 위에 앞에 리퍼네 야슈 또다 그 뭐야 얘네 뭐긴 그 뭐야 불나방이지 아이고 옆에 또 있네 아눈 가려워 겐지가 몇 명이야 여기는 아이고 연우 사봐 올딜러야 올딜러 우리 우리 저거 하면 무조건 이겨 생하면 무조건 이겨 와아 근데 우리 팀 수비가 못해 우리 팀 수비가 못해 아, 아 거기서 살려고 해. <laughs> 아니야. 살릴 생각 없었는데 죽었길래. 아앙 죽었당. 지금 메르시가 날 두 번 죽였어. 어우. 내 따라 석양. 망했네. 새로운 수비 지점 비거점. 아이고 어둠으로부터 아! 아! 뒤에 리퍼 있다 잘못 썼어 너무 빡친다 아. 위에 겐지 오쪽 으까비 야 겐지충 누가 잡아봐 윈스턴으로 겐지충만 뭐 3명이야 어 겐지 아오존나별로 나이스 어? 위에 위에 리퍼 위에 리퍼 응 파라 파라 파라 조심 나이스 팔아 떴다 저 파가놈 이 맥클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발소리가 오케이 이제 팔아. 맥크리 띠밥 맥크리 일로와 어 일도 망가 나이스 아, 아이고 히히. 꺼져. 아이 참. 누가 그거 밟고 죽었어. 개꿀. 아이고 나 죽었다. 아이고. 두명도 왔네. 살리는 게 낫잖아. 아이고. 그렇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번 죽이는 거예요. 아, 한판더 하고 갈까? 한판더 하고 아, 가자. 심 <laughs> 아, 와가테 키오쿠라이. 우리 왼쪽에 다 있어 왼쪽에 왼쪽에 다 있다고? 게이득이네? 왼쪽에 셋. 정말? 왼쪽에? 뿌! 왼쪽에 그가 있다고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가라, 왼쪽에 모든 걸 두고 왔다. 으어, 조수다. 나이스. 나힐 좀. 여기. 참비람 죽는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얘들아 너무 나가지마 다 죽어 아, 아 까비 연어봐라 힘은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상대방 과치라고 하는 음, 음, 음, 애들 겐지 밑에 다리 있는 데 있음. 겐지 넘어온다 석양 바이 뭐야 다 어디 갔어 조- 토다 아이고 나뭐 맞은 거지 아나 너무 잘 까는 것 같은데 나 같은 것. 겐지충 아웃. 한조. 한조. 놀라라 놀라. 아 참. 한조한테 머리 맞았어. 깜짝이야 뭐야 씨. 어디서 온 거야 한조? 한조 오른쪽에서 자꾸 올라갔다 어. 내려갔다 면서어 <laughs> 잠깐만. 박수 준비야 떨어어 박수. 어, 잠깐 아니 무능하니 활용점정 수준을 줄였다고 떴어. 아 저거 튕겨내기야 어 튕겨내기 튕겨내기야 튕겨내기 아 튕겨내기 아아 아, 미쳤네 아니 아니 방봐 강한이 뭐? 인성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어디 어딨어 어딨어 천비론 뭐해 그렇지 와가 땡오 프라이 오른쪽에 다 있다. 아 오른쪽이래 왼쪽에. 와 옆에 옆에 한쪽 옆에 한쪽 왼쪽에 한쪽 겐지 넘어온다 아, 씨. 아이고 한쪽 그렇지. 리파 잡아라. 저놈 잡아라 아 왜 받아주는 거야 저거? 뒤트레이 형. 음. 어. 도토다. 요 어, 요도다. 일론 아무도 안 오네. 핫. 핫. 옵니다. 유승용 유승 유승용. 승용 컷. 그렇지. 나이스. 아 지금 얘네가 자리야 공에 다 안 걸리는 애들이야. 자리야 공에 걸리는 애들이 없어. 씨. 와. 어 있어. 궁치고 지랄이야. 지랄하고. 아이고 나이스. 풀비 만난 궁스 윈스턴한테 궁 쓰고 있어. 응 석양. 내 석양 위협되기 무능한 자, 나 선물이야! 나이스 왼쪽에 겐지 들어있어. 이쪽에 한쪽까지 그냥 트레이서라 하면 어떻게 알아 아, 왼쪽에. 아하 아하 아이고 왼쪽 왼쪽 왼쪽 용검 왼쪽에, 뭐, 다 왼쪽에 다 리퍼도 어. 있고 컷컷 아이고 선물이야 아. 아. 하나 뭐야 뭐야 뭐야 아이고 왜 여기 있어 아나 트레이스 럽 잠깐만 내가 다 막는다 야배 야배 야배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나이스다 왼쪽 리퍼 여기 왼쪽에 한쪽 리퍼 조용 수준 뭐그니까 내가 피가 없어. 운동 좀 하시죠. 남은 시간 10초. 롤롤롤 다들 버티세요. 나이스 응못 아, 들어와 이겼다 나이스 법칙의 승리하기 멋지게 승리했다. 에르시 파츠 받을 것 같기도 하고. 아. <laughs> 아이고. 최고의 플레이. 음. 뭔데? 아틀이 진짜 별론 것 같아. 아 이거. 뿌리야. 너무 개상하게 생겼어. 아유 연어 죽었네. 너무 힘들었어. 죽을 수 있어. 너, 와, 짱만했다. 어, 너 어제, 어제 그 신기록 깼네. 어. 네, 되게 많이 참아고 다녔나 보다.